야 너가 채식하고 난 후부터 너랑 있으면 이런 걸 먹게 되니까 좋다 막 이런 애들 음, 음 맞아 채식 건강식이라는 연결이 어, 있어가지고 맞아. 나 만나는 날이면 건강식 먹는 날에는 생각보다 너무 맛있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맞아요 거기가 어디였어요? 철옥들이랑 찾아봤는데 여기 너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먹고 이걸 할까 이런 친구들이 다 계획을 짜줘요 우와 어, 너무 심지어 제 친구의 생일 파티도 채식 뷔페를 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행복한 거 이렇게 말해주면 너무너무 정말 큰 기쁨과 감동으로 다가온다는